가지고 법인도장 가져갈 때 여기 있어. 아니면 그 사진 찍어서 내가 세무사로 보내야 되거든. 음, 법인도장으로 법에 농협으로 해. 국민으로 할까 농협으로 할까 법인도장을. 근데 농협이 카드가 우리가 안 쓰잖아. 국민은 대신 사업자고 의이고 자법이 이거 복사합니다. 먼저 용역을 가야 돼. 법인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계산해야 30대에 바꿔갖고 음식이 불러 꺼냈다. 불러 끈다 소라야. 너무 더워. 음. 아우 뭐해? 따끈따끈 좋아. 잠이 와. 아우야. 아, 잠이 와지. 꿈뻑꿈뻑 하는 거 봐. 아우야. 졸려. 쟤 졸리다. 줘봐. 어머, 어머, 어머.